Oh no 알잖아 내맘 Wait baby Wait baby oh, 내 심장 내 대본을 쫓아가 커져가는 심장 소리 붐붐붐붐 Oh, oh yeah, oh, yeah. 내가 날 보면 너와 H-I-J-K-L-O-V e. yeah. 사람 만난 길에서 너의 날 잡아떨어지지 않아 Oh yeah, yeah. 너는 날날날 시선 폴폴폴 내 맘에 뺏지 말라면 자꾸 baby, baby, baby. 혹여나 자네가 나를 밀고자 uh. 하는 의지가 있다면 uh. 그것은 잠시 접도록 하오 아껴 모아둔 사랑을 퓨퓨퓨퓨퓨 쏘네 uh, yeah. 세상 모든 눈이 같은 또또또 되네 사랑받는 길에서 너의 손을 잡아 떨어지지게 나 oh yeah yeah 너나나나 시선 point point point 내 마음 멜로디로 담은